아니 근데 실제로는 저는 마지막까지 있었잖아요. 네. 실제로는 저 오빠 더 가까이 붙었었어요. 네. 아니 바람도 너무 가까운데? 진짜로. 내가 그 우리 이거 뮤비 본 것 중에 제일 가까운데? 치아끼리 부딪혔어. 그때 그 용수 입술 <laughs> 진짜 저 장면은 진짜 모, 모든 스태프분들이 다 숨죽이고 보셔가지고 네. 진짜 완전 몇분 실려가셨다던데? <laughs> <laughs> 숨을 너무 오래 참으셔가지고 맞아요. 아, 근 진짜 저때 분위기 장난 아니었어. 대박.